2021년 2월 21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 바로미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어? 누구세요? 소리,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계십니까? 어,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어? 뭔 소리야? 소리. 잠깐만. 와, 우리 장 다쳤잖아. 와 아. 아.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아. 카메라 돌리지 말고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와. 아. 아무것도 우와 우와 아 아, 아, 아, 아니, 잠깐만요. 왕제 잠깐만요. 한 번만 혹시 대화 가능하시겠습니까? Ugh. 우와 그 사연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대충 자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남편분은 행방불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아 허리 아파 뒤지겠다 아 아. 어? 뒤? 뒤 누구, 어? 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 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예, 감사합니다. 죄송. 여기에 뭐가 있었어 잠깐만 제가 저렇게 못났습니까? 제가 저렇게 못났습니까? 아... 아... Ah. Mm. <sighs> <sighs> <laughs> 하지 마세요. 어, 아저씨. 어,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 잠깐만요. 어! 어! 어. 예, 잠깐만요. 아! 騒しながら。Mm-hmm.